그치? 잘했어 잘했어 터치 야 불,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한타 터치 한타 터치 한타 이리와 터치 터치 도로 터치 이거 몰라 그래서 전혀 그것이 뭔지 뭐 몰라 한타도 한번 터치해봐 안했어요 보여 넌 아이 넌 아이 자 불을 터지 불을 터지 불을 터지 터치 너 너무 많이 먹는데요너 <laughs> 터치 불 터치 불 터치 불 터치 아 소리 안나 소리 안 났어요 소리 안 났어 소리 더 그 보면 한꺼인지 너는 그 멋을 뭐 먹으려고 막오긴 뭐 한지 저 옷을 터치를 해야 지나 끼는 잘했어요 내가 고민해 이제 좀 치자 그래도 내가 고민해 내가 고민해 아, 이거 다, 다 들겠는데? 진짜 묵냐? Martin's TV TV Martin's TV Martin Stevie. Martin TV, Martin TV, Martin TV, Martin TV, Martin Martis TV.